이가 깨졌어요. 회사 가자마자 가방 놓고 치과로 슝. 음, 무서워. 머리를 <laughs> 아직 덜 말랐고 회사로 가려고 옷을 입고 go. <laughs>